2020년 바이바이 마이너스 지하철을 기다리며 귀에 꽂은 이어폰은 마치 명윙식 끝없던 모든 잡히며 걷던 이건 메디테이션 knocking on 이 heaven's door 파피용 원의 탈출 somewhere 파피용 숨쉴 곳이 필요했습니다가 이 공동묘지 적힐 묘비명임 다같이 죽은 듯해 있고 새같이 묻힌 듯해 꼭 지하로 걸어 들어가는 무표정들 마스크 쓴 유령 행렬 9 5백1 한거 없이 또 마치 가는 추비가 어탈의 욕짓거리 무심코 뱉어 TV에선 이 네 시대를 적응해야 된다대 웃질 못해서 걷다 주위를 살피면 마스크 전문 매장도 바치건 거의 만화가군 깔피면 제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는 어머 사피엔스 무신경해지는 확진자린 경보 거기 눈 떠진 아침형 인간 공책에 널어붙은 글자들 여전한 채 다시 겨울 이상한 단어 갖다 비빈 언택마저도 안 나의 비전 됐어 Feel this 각자 위기 소름 돋게 또먹었지만 마땅히 dreamil 삶의 척도 작게